Being chewed on by the pigeons and the rats. Holler your body, and that's a fact, black. For sure. yeah, yeah. Fake cool. 카라츠 코리아에서 스폰을 받고 있는 이민이라고 합니다 아, 아 이거 심해요 솔직히 이거 개새끼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존나 짜증나 진짜 아, 니 이거 씨발 봐봐요 이거 뭐 어떻게 했냐 하는 거야